Why, why, why you laughing? What? Hey, man. Where you park at? That's all you in the bike? Ah, dog. That was a pass. How ugly is fuck? Damn. Hey, come on. He was fouled. Dunk that, nigga. Okay, Mayor Sanders. Oh Deep in. baby ass up. I'm always taking That's why Oh, They keep trying to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look, you ain't even been here in a while. First time I see you in a long time. glad when you get a day like this huh? You want to take care of you take care of the day? Nick Paul, Nick Paul, Nick Paul, Nick Paul, Nick Paul. 우리 폐잔병들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솔직히 거의 3시간 정도 기다렸거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스킬 트레이닝하고 바로 왔잖아요 몸 뛸라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뛰고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너무 말렸어요 저희가 보여줬어야 하는 우리 한종혁 선수 한 번더 가요? <laughs> 지랄, 지랄 말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아, 아니, 처음에 기회를 줄 거다 못 나오면 아 공을 안 준다 근데 진짜야 나도 공을 가지고 하는 선수인데 공을 안 주니까 제임스 하든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겠죠 처음 한 3개를 못, 못 보여줘가지고 그 이후로는 공 줘도 아, 눈치 그, 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무조건이야 욕으로 막 뭐 하고 하니까 하, 나 진짜 한번 더줘 내일 어? 응 내일 한번 더줘 내일 사람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한번 더줘 네가 운전해서 이 새끼야 지금 아, 저형 이제 2시 반 2시간 운전해서 다시 가야 돼요 아, 일단은 기말됐다 아, 진짜 아. 저는 철수하고 좀 겸손하게 집에 앉아서 벽 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오랜만에 느낀 이 감정 아저 진짜 아. 일반 다시 갑니다 여러분 만회하러 갑니다 아 몸이 빠졌질것 같은데 소다? 어제 서류기를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네, 갑니다 진짜 베스트치 맛있고 기미도 좋고 진짜 거치고 아. 하는데 어제 내가 그만큼 못 할 게 아니었거든 이거 봐요 이거 봐. 하지만 다시 비비러 갑니다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아, 존나 일단 타코부터 오늘은 어떨지 어, 자존심을 걸고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뭔가 바람이 많이 불어 그니까 오슛 어, 없다 오 어, 달고부친다 오 사람 되게 많은데? 누구 있나 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못뛸것 네, 같은데 느낌이 아, 오늘 더 많아 오늘 과연 몇 시간 기다릴까? Shut the fuck up.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nigga. You're to against B graders. You was beating B graders. We the one. We the fucking one. Oh! Oh! 또 밀렸어? 이거 다음? 나이스! 아, 높이가 와우 아우. cara. Fogo! 여기에 도 찬물을 끼얹어 버리네 어우 피지컬 접근 받으시면 나오시면 제가 Where's y'all help at? Y'all ain't even helping that man. Oh, oh, oh. That was a terrible shot. That's what I do. I'm the gay one that's door there. You looking like me over there. You looking like my son. Aja, ini cakap. Aja, like my son.